대식아 저게 뭐야? 어? 이게 뭐야? 가봐 우리 대식이 가봐 뭐야? 가봐봐 대식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식아 이거 봐봐 이걸 빼고 싶어 들어가서 갖고 와 용기내 용기내 용기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용기내 용기내 태식이 <laughs> 꺼냈어